데이로 엉덩이 빡빡 밀도그죠 진정한 친구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에일이를 배워먹어 에일이 <laughs> 뜯어먹지 말고 아예 그러면은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? 통증은 느껴요. 통증만? 음.

이게 뭔 소리야? 어. 아우 이뻐. Thank you.